마법적 발사 먼지 두발 구멍을 내줄게 위에서 떨어져 조심해 빵빵빵 마지컬 파이어 원샷 이거 한번 마법사를 내줄게 마지컬 파이어! 빵빵 빵을! 투샷! 뜨거운 한방! 빵야! 빵야! 마법 냉장고 소환! 리리컬 슈팅! 여기 치러 뜨거운 잘 보여줄게! 빵야! 인간들은 없애주겠어! 리리컬 슈팅! 마력 투전 완료! 컵의 총알 맛은 어땠어? 오이 빵야! 마법살! 빵야! 빵빵빵! 투샷! 뜨거운 한방! Party <laughs> time! 마법 냉장고 소환! 위에서 아! 떨어져! 조심해! <laughs> 박사를 내줄게 아, 준비하시고 마법의 미사일이야 마법 냉장고 소환 야 빵야 빵빵빵 투샷 오브리 구독해야지 빵야 파티 타임 떨어져! 마법의 마법을 기사다리죠! 위에서 떨어져! 조심해! 냉장고를 부탁해! 아! 여기 들어 안녕, 나의 관역들.